안녕하세요 45화 예고편 보러 온 나라입니다 그나저나 저번에 학교에서 찾은 일기장은 대체 누구 걸까요? 응?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? 이런 44화를 아직 안 보셨군요 그렇다면 위에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는 바로 45화 예고편을 보러 가겠습니다 옛날이겠죠 야 이거 요즘 온통 블랙의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군타. 그가 다시 돌아왔다. 복수전이다. 쿤타 요리 대결 또 하는 거야? 그래 5성급 호텔 셰프의 자존심이 있지. 이가라 쿤타. 근데 정말 이길 수 있는 거지? 내 가게가 걸려 있다고. 어, 아, 마도 45화 군타와 재대결 레나의 카페를 지켜라. 과연 군타는 멜로디를 이길 수 있을까? 아니 모르겠다. 야 너무 무책임하잖아. 쿤타 선배가 다시 돌아왔 대결로 복수전이라니 게다가 유진 선배의 건물이 걸려있다뇨? 그런 중요한 대결을 또 우리 멜로디가? 이, 이번엔 헤라도 함께니까 이길 수 있겠죠? 손타 선배 저번 대결에 져서 자신이 없는 것 같으니 이 기세를 몰아붙여야겠어요 레이나 언니의 카페를 위해 꼭 이겨야 해요 좋아 뉴멜로디화이팅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잘했어! 오케이! 땡큐!